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えー、여기서는일본어3, 에, 다섯 번째 하고 어, 여섯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음, 하이, 자, 계속해서 나이형, 어, 부정형이죠. 부정형을 활용한 어, 문법, 음, 어, 문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음, 자, 어, 오늘은 이겁니다. 하이, 에, 나게레바 나리마셈. 음, 자, 이거 교재는요, 어,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 에, 자, 잠시만요. 음, 음, 그렇죠. 자, 여기에 나이형으로 연결하면요. 어, 이런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음,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런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그 이크인 경우에는 가다죠. 음, 이카나이가 나이형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연결하면 이, 되는데 아, 예, 막 이를 떼고요. 음. 이까나 게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하면은 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이. 자, 에, 에, 연습 문제가 27쪽에 있죠. 아이. 에,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음. 자, 어, 자, 시행 어, 어, 시험을 치다. 어, 우케루. 음. 그러면 이 그룹 동사죠. 아이. 어떻게 됩니까? 우케나케레바 나리마생. 아이.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도모다치니 음, 아우 음. 그렇죠? 어, 아와나케레바 나리마생 전철을 타야 합니다. 음. 댕샤니 음, 타다가 노르죠? 어, 노라나케레바 나리마생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에, 주교 음, 수업을 받다도 受ける 어, 아까 시험을 치, 치다 시험을 보다도 우케는데 여기서도 우케를 씁니다. 아이, 주교 우케나케레바 나리마생. 아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이, 운동을 시나케레바 나리마생. 음. 아이, 자, 여기까지 27쪽에 있는 연습 문제죠. 아이, 자, 이거는, 막, 어, 그냥 나이형에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에, 조금, 기니까 그렇죠 문법 자체가 기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면 알겠는데 그래도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연습하지 않으면 음. 자 연습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바스니 라고 하면은 놀아나게레바 나리마생 아사하야쿠 오키나게레바 나리마생 勉強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 그렇죠? 어, 묘인이 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까나 게레바 나리마생. 구슬이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먹다 아, 약을 먹다 할 때 일본어는 너무라는 동사를 씁니다. 너무 마시다죠. 음, 너마나게레바 나리마생. 자 수업 시간에는 이걸 했죠. 어, 제가 어, 봤으니라고 하면 노라나게레바 나리마생 말하는 연습. 뱅교오라고 하면은 어, 시나게레바 나리마생 음. 하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음, 이런 음, 자 핑계로 어, 거절해 봅시다 이런 연습을 했어요. 음, 어, 고토와떼 미마쇼. 음, 그 거절할 때 뭐 해야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음, 뭐 예를 들어 今日映画を見に行きません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すみません今뭐 예를 들어 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공부해야 합니다.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うん。じゃあ、明日はどうですか하면은、うん。すみません。죄송합니다。明日は。もうえるだろ。もうみか病院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病院へ가야한다。うん、じゃあ、土曜日はどうですかうん。土曜日乗ってよ。はにか。すみません。土曜日は、もうアルバイト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アルバルヘアでんだ。うん。 그러면뭐이 뭐, 데스. 음. 막 이런 막 어, 조금 음, 막 이런 대화가 아, 막, 막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나게레바 나리마생을 어, 조금 연습했습니다. 아이. 자, 아 이건 됐고요. 이건 이거 다 프린트에도 다 있죠. 아이. 자, 그리고 어, 또 배웠던 게 에, 뭡니까? 아이, 하나 더 배웠어요. 아이. 비슷한 표현이죠. 아, 예. 나크테모 뭐 이です. 이것도 나이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음,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합니다의 반대, 반대죠. 어,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크에, 이크, 그, 가다. 나이형, 이까 나이죠. 음, 자, 이를 떼고, 이까 나크테모 이데스 하면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가 되는 거죠. 아이. 자, 김산이, 음, 자, 電話をするうん 음,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電話を電話しなくてもいいです. 자, 이거는요. 어, 27쪽 음, 2번 문제입니다. 음, 거기 연습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하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지요. 하이, する죠. しなくてもいいです. 하이, する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사케요. 飲まなくてもいいです。うん。お金を자 지불하다가 하라우라는 음, 명사를 씁니다. 음, 하라와なくても 이いです. 음, 자, 음, 買い物に 이끄죠? 이가なくても 이いです. 아이, 여기까지 27쪽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비슷하게 아까 이까나 이까나게레바 나리마센 그 뭐뭐 하지 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때도 연습했죠. 이렇게 어, 이것도 좀 긴 문법이기 때문에 예, 몇번 말하면서 어, 그 익히는 연습을 했어요. 익혔어요. 음, 바스니 하면 놀아나크테모 이이데스. 아사하야크 오키나크테모 이이데스. 막 이런 식으로. 아, 자 생략하고요. 음. 자 마지막에 어, 이 오늘 배운 두개 어, 그렇죠? 어,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어, 뭐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두 개를 써서 어, 사용하면서 자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아시다 하야크 오키르 이건 브린트에도 있어요. 하이. 내일 일찍 일어나다. 사람에 따라 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 에, 말하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 하야쿠 그 오키나케레바 나리마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이. 그렇죠? 어, 자,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는 아시다 하야쿠 그 오키나쿠테모 이데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이. この後、授業を受ける。じゃあ、この後、うん、このがいいじゃん。とが、まあ、t, タウン。그런말이에요。いタウン。うん。授業を受ける。スブルパ받タ。うん。はい、じゃあ、いタウメ、まあ、그수업시간タウメ、일본어시간다음에수업을받아야하는지、안받아도되는지말해보았어요。はい。この後、授業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後、授業を受けなくてもいいです。 はい。部屋の掃除をする。晩チョンソル肌。はい。部屋の掃除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晩チョンソル하지않으ん안됩니다。部屋の掃除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晩チョンソル하지など도됩니다。アルバイトをする。うん、アルバル肌。アルバイト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うん、アルバル하지않으면안됩니다。 アルバイト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アルバルハジャナドテンミダ。はい。えー、両親に電話をする。両親。이건うん、ブモニン、님말합び다。はい。モニメゲ、ちょなるはだ。うん。はい。両親に電話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両親に電話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今日早く家に帰る。い늘일찍집에돌아가다。 돌아가야 하는지 어떤지 음, 今日早く家に帰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早く家に帰らなくてもいいです はい、えー、じゃあ、まあ、あ또 다른 연습도 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에, 연습한 거는 마, 아, 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자 오늘은 어, 뭐뭐 나게레바 나리마센 나이형에다가 어, 연결해서 뭐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なくてもいいです。もも、はじ、あなど、てみた。くろんぴょぬ、ぺやすみはい、じゃあ、すご、はし、ょすみだ。お疲れ様でした。